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Think three more. 몸이 안 오신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다시는 이놈한 비행길에 오른 150, 40, 30, 20, 10.